보이지 마세요. 짠! 와우! 짠! 뭐요 어. 뭐예요 이거? 어. 물? 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어때요? 네. 아기 잘하네. 아기 잘하네. 이거, 이거, 이 just fine.